안녕하세요. 저는 JK 성형외과 안티에이징 담당 배준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흔히 이제 보톡스라는 것은 근육 신경이 근육에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전달시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신경의 끝과 근육이 만나는 점에서 신경이 우리가 근육이 수축하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그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보톡스라는 것은 이제 그런 물질을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신경이 신호를 줘도 근육이 수축하지 않게끔 하는 거죠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우리가 근육이 수축을 못하니까 점점 점점 근육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근육의 볼륨도 줄어들 수 있고 우리가 웃거나 표정을 지을 때 그 신경이 신호를 보내서 근육이 수축하면서 주름이 생기는데 그런 주름이 예, 펴지게 되겠죠 대신에 우리 몸은 보톡스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일정 기간 지나면 그 보톡스를 우리 몸에서 빼내고 신경 전달 물질을 다시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 보톡스 효과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죠